되게 유명하다던데 여기서? 여기는? 그냥 꼭대기에서 보이지도 네 Proper vaccinate r e q u i r 아 내가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왔어 그 백신에 백신에 그 백신 맞았다는 그거를 갖고 나왔어 음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哎，什么饭啊？晚上啊？啊，秋野？哎，啊，秋能。 不 Bye. 기다를줘야 되는